이고 도망가지 마. 어? 어? 이 뭐야? 어 뭐야? 오! 2019년 8월 1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빠져 있었는데 항상 넘어갔는데 뭐지? 항상 막아져 있었는데 이걸로 누구 있나? 얘들아 얘들아 있어? 혹시 있니 얘들아? 형또 왔다 형 또 왔어 있니? 거기 뭐 있죠? 거기 뭡니까? 누구지? 누구십니까? 누구 너 얘들 너희들이지? 하지마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야? 어? 누구야 뒤에 뒤에 뭐냐? 그만 그만 와 어! 그만 이콜이 빨리 일단 먼저 확인시켜드려 시찬이 일단 오해하니까 시, 일단 확인시켜드려 지금 저기서 뭐 소리 났어 도망갔다 일단 확인시켜드려 일단 아무도 없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이콜이 잘했어 일단 확인시켜드리고 지금 저기서 뭔 소리 났어 어? 거라! 누구야? 어? 말고 도망가지 마. 어? 이건 도망가야지. 이건 도망가야 맞지. 엄마 나 무서워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지라오 그때 여기 어디불 들어와 있었잖아 맞지? 저 전구인가 막 불이 들어와 있었을 거야 그때 기억하지라 넘어오기 전에 뭔불 들어와 있었어 조용해 일단 여기부터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거기 거기 누구세요? 거기 뭡니까? 뭐예요? 뭐야 이거? 이게 문제단 말이야? 왜라오? 왜라오? 어? 바로 그 시계죠 여러분들 무한 어? 어? 어 뭐야? 오! 엄마 엄마 나 무서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 도망가지마 도망가지 말라 했었나 도망가지 카메라 그대로 계속 비춰 그대로 계속 비춰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진짜 오이없게 뭘 다 비춰드려 네가 그러니까 주작이란 소리 듣는 거야 뭐야? 뭔 소리야 방금? 거기 누구 있어? 누구요? 뭔 소리야? 뭔 소리 얘들아? Thank you. 바로 관찰 카메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들 어차피 시간 길어봤자 의미 없고 이제는 되겠죠? 문을 닫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을 닫고 문 닫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살짝만 와안 보여 시대가 안 보여 또 나가라고 뭐야? 나 몰랐어. 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뭐, 뭔 상황인 가 지금? 갑자기 화면이 꺼해진거 보고